한번 새로운 거 한번 보여주시죠 캔디 삼총사에 이어서 또 젤리 좋아하세요? 저는 젤리 좋아합니다 젤리 젤리 젤리 젤리 Fruit by the foot 하고 이게 Red Vines 저는 이거는 한국에도 많이 봤어요 저는 이거 되게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어디 중학교 나오셨나요? 갑자기 난데없이? <laughs> Urbana Middle School이라고 있어요. 아. 저기 그 cornfield cornfield 있는데. 아 오케이. 네. wow 한번 까 주시죠. 제가 한번 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와. 이거는 진짜 도로. 많이 봤어요. 오. 하나 까서 나눠 먹죠? 네, 하나 까서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Fruit by the foot. 뭐 굉장히 길어 보이지 않아요? 네. 이게막 1m 뭐 정도 될 것 같은데? 혓바닥 스타일로다가 아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먹는 그런 쫀- 어, 쫀쫀이. 쫀쫀이 긴 거 스타일인데요? 아 이것도 먹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 이거 한국에도 많이 왜 팔아요. 네, 이거 한국에도 있잖아요 이건 익숙하죠. 그쵸 사랑의 전쟁 <laughs> 뭐? <laughs> 음 역시 음. 이건 알던 맛이라 네. 이건 맛있죠 이거는 네, 이건 진짜. 맛있죠 네. 어 부드럽고 네. 미국에서 온 네. 프루트 바이 더 푸드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네. 느낌 장난을 치고 <laughs> 원래 이걸로 해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혓바닥 그러니까 전 여기서 좀 맞춰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태원청이 좋아한다는 맞아 맞아요 레드 바인스 레드 바인스 트위스트 Twist. Original Red. 한번 까보겠습니다. Yeah,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that. <laughs>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저 기대됩니다. 맛있다고 추천을 하니까 아, 저는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일단 트위스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스트. 어? <laughs> 제가 알던 맛이 아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내 스타일 아니야. 제가 먹어본 거는 트위스트인데 다른 브랜드거든요. 똑같은 트위스트긴 한데 다른 분들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던 그 맛이 아니에요 향이 약간 더 세고 저 솔직히 아니에요 이거 아 그래요? 진짜 안 맞아요 저한테 음.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데 네. 어 이거는 그냥 그렇네요 음 그럼 CM 주세요 그거 네 이게 뭔가 애매한데? 한입 할래? 밀가루 맛도 나. <laughs> 이 약간 밀, 밀가루 맛도 나고. 네. 저는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다 먹겠습니다 저도 근데 왜 저한테 큰 거 줘요? 음, 이게 내 거야? <laughs> 음아 근데 뭔가 아쉬워 원래 제가 알던 맛이 안 나서 그 추억이 안 나요 Red Vines 말고 그 다른 거였었던 것 같은데 더 큰 회사였던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그럼 Red Vines 먹어봤고 자 다음 과자를 한번 소개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과자들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네. 네. 약간 네. 모양이 비슷한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wow. 이쪽은 프링글스 프링글스구나 프링글스 너무 미국 아, 죄송합니다. 너무 미국 갔다 온 척하는 넘어가는데 불편하네요 아, 프링글스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오레오 네. 미니 네. 그리고 이거는 치즈 이거는 사워크림 앤 어니언 하고 이거는 BBQ 바비큐 음 이거는 이거는 많이 먹어봤어요. 이것도 있어요 한국에. 그쵸. 네, 이거 새로 나왔을 거야 아마. 음. 저는 사실 여기서 안 먹어본 게 요거 치즈 요거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요거부터 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맛있 맛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짭조름한 게. 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아 이거 맛있다. 이거 진짜 맥주랑 먹으면은 딱이겠다. 음. 맛있어요. 음. 우와. 제 스타일입니다. 네. 어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약간 고소하다가 끝에 그 치즈 향이, 치즈 향이 확 올라와요 어, 그래서 좋아요 음 맛있네요 치즈 그리고 그럼 한번 덮어놓고 치즈 치즈 치즈 재미가 너무 없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어떤 거 하실래요? 제가 한번 골라봤으니까 다음 선택권 드릴게요 <clears throat> 저는 이거 많이 먹어봤으니까 요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man. 바비큐 pop play eat. 오 바비큐 이거 맛있어요 냄새가 확 나네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음 음, 맛있어 음 약간 그 훈제? 음. smoke 그 닿이면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게 네, 여기 들어있네요. 와 신기하다. 그 바베큐 향이 딱 올라오지 않아요? 네 맞아요. 오 어, 맛있다. 음, 이거 괜찮아요. 저도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음 맛있습니다. 다음 다음 과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레오 미니 과연 미국의 오레오는 어떤 맛일지 네. 따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되게 조그만데 와 귀엽다. 네, 이런 미니는 저는 처음 보네요. 아 여기 써져 있네 올해 민이라고. 네, 아까 말했잖아요. 네, 그니까. <laughs> 먹어볼게요. 와 코알만한데요? 어이구 자꾸 벌어지네 음 근데 모양이 미니라 가지고 네 진짜 음. 귀여워요 그냥 음. 막 집어먹을 것 같아 그쵸 냅두면 이거는 제가 거기 두 개 다 가져가서 시리얼에 타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 맞아요 이거 시리얼, 시리얼에 타면 맛있죠 그쵸 네. 이것도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칼로리 그냥 폭탄으로다가 그냥 그니까요 바로 turn up. 뱃업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프링글스 sour cream and onion 한번 따보겠습니다 짜자잔 먹어볼게요 요것도 제가 뭐, 먹어본 것 같은데 네, 원래 이건 한국에서 많이 있던 맛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베큐가 더 나아요 음. 이게 향이 더 풍부한 것 같아서 음, 음 똑같아요 <laughs> 네. 같은 회사니까 네. 자 그럼 우리 통과자류는 이렇게 네. 끝났습니다 sorry. 다른 걸 가볼게요. 네. 바로 그 익숙다리야. 네. 토끼와 비슷한 바로 칠하우스. 칠하우스. 칠하우스. 엄청 유명하죠. 요새 다 프리토레이로 이 회사로 바뀌었어요. 원래 아 그래요? 우리나라 회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미국 회사가 다 먹었더라고요. 음. 편의점을. 그래서 근데 확실히 여기가 더 세긴 했어요. 음, flavor가. 네, flavor가.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보이시나요? 여기 extra flamin' hot. 아, 아 이게 아. 매운 건가 보다. 네. 여기 여기, 예, 여기. 매운 거 공, 경고하셨는데 이건가? crunch. 예. 야, 아시죠?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잘 먹는 거. 그렇죠. 와, 시뻘게 시뻘게. <laughs> 검붉은색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얼스. 음, 다른 건가? 왜 빨갛지 될걸? 치로스. 맵다기보다는 좀 짜. 살짝. 음. 아 근데 매운 게 약간 어? 뒤에 온다. 어 매운데? 매운 게 뒤에 온다. <laughs> 아, 맵다? 아, 아 우리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인이 매, 매운 음식 잘 먹으니까 나 코에서 땀이 나는데요? <laughs> 보이세요? 납까지 어. 보여줄 필요 코에서 땀이 나 아, 진짜 매운데? 생각보다? 아. 음. 내가 좀 덜 빨간 걸 먹어서 그런가? 이거 진짜 시뻘건 거 보이시나요? 와 근데 맛있다 이게 약간 토키스보다는 신맛은 덜한데 왜요? 매운 <laughs> 좀 짜주세요? <laughs> 예? 한번 물어주세요 아 진짜 땀났다니까 화끈해지면서 어 잠깐만 어, 땀이 나 근데 한국인은 먹을 수 있어요 음. 근데 맵다 진짜로 진심 제가 한 다섯 개 한번 한꺼번에 먹어볼게요 집 잘라고? 나도 한 여러 개 집어가지고 한국인은 매운맛 아닙니까? 그죠? 그죠 한국인 매운맛 시뻘건 보세요 닭발같이 생겼네 근데 맛은 있어 맛은 있어요 음. 근데 입 다물고 있어봐요 혀를 이렇게 천장에다 해봐요 맵죠 <laughs> 굳이 왜 그런 걸 시켜요? <laughs> 매우라고 더 재밌는데 이거 어 근데 맛있다 아. 음 <laughs> 아, 근데 맵다 이거. 아. 아우, 야. 이거 이따가 같이 먹고. 아우, 야 이게 자 저희의 이런 뜨거운 마음을 달래줄 스키로즈 스키로즈 스키로즈 요거는 뭐 한국에도 네, 많으니까 이 한국에도 많고 근데 엄청 근데 이거 크네요 아 근데 이거 좀 다른 게 있네 사워 스키로즈야 사워 원래 사워로 써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아는 척한다 <laughs>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좋은 게 착해요 기업이 기법이 돼 있어서 나중에 또 약간 그게 세이... 기업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배려심이 높잖아요. 여기 다음에도 먹을 수 있게. 가져. 네. 저 좋아하니까 두 개 먹겠습니다. yellow and orange. 나는 yellow and purple 아, 아 난장판이야 지금 땀 나고 <laughs> 쉬고. 어, 오늘 침샘 붙겠는데 그니까요 아 근데 이거 침샘 폭발하는데 그니까 지금 아비 교환이네요 네. 아. 온 즙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니까 아다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나 한국 거보다 훨씬 신 거 같은데 그죠? 네. 과자 먹다 이거 먹어서 더 그런가? 강하게 느낀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어 <clears throat> 네. Skittles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대망 타이레놀 아니죠 바로 핫 카메오 카메오스 남잔가? 카메오스 타메오스 카메오스 이게 근데 저는 이거 제일 궁금했어요 아 여기 봐봐요 hot뿐만 아니라 여기 fierce cinnamon이라고 <laughs> 네 강력해 보입니다 와 근데 너무 타이레노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느낌이? 불량식품 같기도 하고 음. 한국의 불량식품들 네, 그런 한번 어 flavor 트리 캔디선에 있는 한번 뜯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땄습니다 땄다 아. 아, 땀이 오 저는 하나만 먹겠습니다 아가위바진 사람 다섯 개 먹기? 다섯 개? 네 그래 다섯 개 치토스 원하는 만큼 아 치토스는 빼자 왜요? 아 그래 하자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몇 개요? 이거 다섯 개 그래 이거 다섯 개 티토스 원하는 근데 이거 무슨 총알같이 생겼는데? 그니까요 Looks 네, 이게 지금 저희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대미를 할 요거를 걸고 네. 내가 다섯 개 꺼내줄게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이걸 하나씩만 일단 각자 맛볼까요? 아 그것도 나쁘지 않죠 <laughs> 그래야 무슨 맛인지 아, 알려드리니까 근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총알 블랙같이 생겼죠? Looks like a b l l e t 오나 하겠습니다 음. 제가 개인적으로 시나몬을 시나몬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저번에 추러스 먹을 때 한장에서 먹더만요. 아 그거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음. 근데 이거는 시나몬 덩어리 같은데 근데 맵진 않아요. 네 하나도 안 매운데요? 음. 안 매운데? 음. 근데 이... 시나몬 때문에 나는 살짝. 음. 이것도 아리피컬리 아리피셜리 플레이벌 네. 근데 이거 기대보다 그렇게 네. 맵진 않아요 그러게요 매운 건 진짜 매운 건 이거 자 우리가 일단 과자는 다 먹었고요 네 다 먹었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게임을 우리끼리 해볼까 해서 가위바위보 락시스 페이퍼를 해서 진 사람이 요거와 요 네. <laughs> 스키로즈와 요 뭐야 핫타메우스 네. 요거 다 먹은 거한 네. 입에다가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해볼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매워서 네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alright 오늘, 불편하세요?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 니 아주 편해요 아니,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laughs>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야! 야! 야! 아 씨발 야! 어, 너도 모르게 욕을 했네. 따자 아. 어느 거부터 드실래요? 아, c h e 네. c h e e t o 네. Let's get it. 아유, 한 입에 먹어야 돼요? 네 당연하죠. 아, 한 입에 먹어야지.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팍팍 좀 먹어. 그렇지 그렇지. 어유 멋있다. <laughs> 어때 맛 맛있지 않아요? 음. 음. 음. 오 땀난다. 여기 빨간 거 보이네. 음. 음. 턱에도 땀 땀이 나네. 어. 자 이거는 근데 한 하나에 먹어야 된다. 네. <laughs> 음. 에스케레. 팝핀 표. 그신 건데.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 맵다. 좋은 표정으로. 꼭꼭 씹어서. 아 씨발 아! 괜찮아요? 몸이 뜨거운데? 어. 괜찮아요? 한번 안 먹으면 안 돼? 한 번만. 뭘 뭘? 안 먹어. 뭘 뭘 한 번. 자, 우리 이렇게 <laughs> 오늘 자그마한 게임까지 해가지고 야, unboxing 비디오 이렇게 해봤는데 어땠어요? 다 드시고 오셨죠? 그 <laughs> 맛이 어떠셨나요? 어, 오늘 너무 비슷 와우! 네. 제-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 맛이 어떠셨, 어떠셨나요? 맛있었어요. 그 <laughs> 어, 이렇게 첩이보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네. 다 뿌듯하네요 자 어. 어쨌든 까이 멈추질 않아요 와 과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진짜 맛있는 과자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정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제스민 로페스 분께 제스민 로, 로페스 <laughs> 어. 네, 제스민 로페스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 h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이 과자를 저희가 다 하나씩 맛보긴 했는데 다 먹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마 지금 촬영을 맡고 있는 CM 군과 함께 오늘 음. editing을 하면서 editing을 하면서 먹을 것 같으니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핫 뭐냐 제 강력하네 <laughs> 핫타메즈와 스키트를 같이 먹지는 않는 걸로 진짜 맛없어요. 릿타메즈. 와 빡세네요 이거. 자 그러면은 우리 네. 다음에 또 좋은 reaction과 좋은 네. 영상들로 그리고 우리 live streaming 기, 획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 항상 좋은 관심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로 한번 외쳐보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and subscribe and alert me alert me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tell your friends it's good promotion to the worldwide 아 근데 마지막에 저희가 그 미국 기준으로 일요일 날 네. 라이브 스트리밍 합니다. 어 일요일로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네. Yeah, get it? 그러니까 시간은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로 계속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조율을 해서 네. 어나운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뭐 비디오마다 계속 말을 해서 네. 이거 통합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로 네, 네. 하면 너무 네, 작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여러분들 의견과 그리고 저희들의 의견 합쳐서 함께 커뮤니티 만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고 끝내도록 하죠 하나 둘셋 렛 액션